아프리카에 빨간 염소를 보내 아프리카에 빨간 염소를 보내 아프리카에 빨간 염소를 보내 아프리카에 빨간 염소를 보내 생색을 내는 게 아니야 영향을 나누는 거지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 염소를 보냈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생겨 좋은 일은 항상 기가 나니까 아프리카에 보내요 염소를 보내요 담게 코티 좋은 일은 티가 나요 우리 함께해요 코티 빨간 소를 보내요 함께해봐요 코티 아프리카에 빨간 염소를 보내 아프리카에 빨간 염소를 보내 좋은 일은 항상 티가 나니까 Save the Children